안녕하세요. 일본 리뷰하는 퓨리입니다 오늘 제품은 일본에서도 핫하지 핫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보석네일 필름 4종입니다 보석네일 아트는 필름지가 없을 땐 하나하나 재단해서 손이 많이 가는 아트였는데 이제 clear 젤과 투명한 이 필름지 하나로 보석 모양 네일 아트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. 필름은 4가지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1번 보석 모양, 2번 타원형 모양, 3번 육각 모양, 4번 다이아 모양 다양한 4가지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하시는 보석 모양은 쉽고 빠르게 호다 후다닥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사용 방법은 네일 표면에 clear 젤을 도톰하게 올린 후 보석 조각을 올려줍니다. 여기서 꿀팁! 기포가 차지 않게 필름을 살짝 눌러주세요. 그리고 주변으로 튀어나온 clear 젤을 깨끗한 브러쉬로 정리해준 후 curing을 해줍니다. curing이 끝나면 필름을 떼어내주세요. 너무나 오래 걸렸던 보석 네일 아트를 순식간에 뚝! 딱사세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세요. 지금까지 1분 리뷰하는 뷰리였습니다. 안녕!